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크로마츠의 팔찌입니다. 두 종류인데요. 이렇게 하트 모양 하나 그리고 대거 제품 하나 대거 제품에는 크로무츠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크로머츠 1995 스타일링이라고 쓰여 있고요. sterling은 표준은이란 뜻이죠. 92.5% 925% 먼저 하트 모양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fancy link고요. 뒷면도 똑같습니다. 크로마츠 925 스털링 쓰여있고 이 부분을 눌러서 여시면 열리고요.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눌러서 팔찌에 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거 제품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다시 눌러서 눌러서 열고요.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링크는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와 13개가 보통 있는데 이 두 개의 제품은 모두 13개의 링크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는 20.5 그리고 폭이 16mm 그리고 두께는 약 6mm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제품은 남자의 상징 크로머츠 제품이었습니다.